그 초록색은 뭐예요? 이거 청포도 주스. 어, <laughs> 대단히 커피, 아, 아메리카노 드실 것 같은데. 어, 되게 건강해 보여요, 색이.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음. 아니, 오빠 지금 벌써 이제 4월이잖아요. 브이로그도 쓰기 시작해야 돼. <laughs> 하시길 아, 난 지금 봄이니까. 네. 브이로그 하기 좋은 계절이네 그러니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에이 오빠 저번에 포부랑 너무 다르잖아요 <laughs> 그때 약간 촬영 중이라 응. 실버 그러니까 버튼 준비해야 되나? 일단 해볼까? 아 진짜 강행해야겠다 진짜 그, 냥 진짜 들고 다니면서 그냥 네. 중얼중얼 좀 떠들고 네. 그냥 친구 만날 때도 가지고 갔다가 음. 뭐 여기서 끊겠습니다 뭐 놀고 다 놀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음. 재밌게 놀고 나오겠습니다. 준비됐다. 이한편 나왔어. <laughs>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죠. 아니 계속은 아닌데 중간중간 생각을 하긴 했었어. 저 지금 같이 됐어? 네 맞아요 그래겼어요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멋있어요 좋아요 한번더 행복 미쳤다. 제가 지금 조카 조카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조카랑 조카들 같이 조카들. 잘왔습니다 와. 이 전설적인 신발을 또 이거 잘 만들었네. 와우. 오빠 마찰까지 화이팅. 아 정말 주문 제작이네. 아 이거 신고 왔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귀엽다. 음. 귀엽지? 또 네. 뭐야? 나, 나, 나. 네? 아. 쥐, 쥐, 아. 쥐. 턱시도 아. 입고 있는 쥐. 아, 곰이에요, 쥐, 쥐. 쥐래, 쥐. 곰인데, 쥐. 이렇게 편견 없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곰이지만 쥐일 수도 있다는 거. 음. 편견 없는 이진욱입니다. 편견 없습니다, 좀. 자체로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아, 화이팅. 아,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힘내고 화이팅. Thank you thank you.